오늘의 더블랙 이야기 제가 4명과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언니들을 모셨습니다 둘명 둘셋 안녕하세요 우수녀 더블랙입니다 더블랙 첫 공식 브이앱이에요 네 최근에 최근에 네. 수요일에 컴백 브이앱을 앞두고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음. 저희 4명이서 스스럽지 오늘 방송을 하게 머리를 감았어요. 어, 요새 깜고 간다며. 어,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. 아, 그래서 감고 설아 언니가 카톡이 왔어요. 음, 밥 안 시킴? 이러고 카톡이 와서 이제 토스트를 시키자고 해서 음. 스페셜 토스트와 토마토 소스를 시켜서 먹었습니다. 음. 저는 어, 오늘 일어나자마자 shop을 갔는데 샵 이사를 했어요. 아, 맞아. 맞아요. 그래서 그거 포장해서 A와 이걸 붙이면 B가 내가 되잖아요 뭐 발레 할때 보여도 되요더 발레 할때 B 네. 그래서 저희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더 블랙입니다 한 번에 하기로 했죠? 어, 맞아 한 번에 이거를 근데 아직 신인이라 좀 맨날 틀려요 그래서 네. 지금까지 있던 모든 스케줄에서 인사가 맞았던지 우리 한 번도 없었어. 없어요 설아 언랑 검지가 나와 있는데요? 라고 하는데 검지가 없어요 검지 아 뒤에. 아 이거예요? 네. 뭐라 이제 알았어. 팬덤 이름은 안 정해요? 어, 그, 아, 맞아. 나 이거 confirm 받아야 돼. 어. 제 팬분들이 어, 더블랙 팬덤 이름 더블랙 뭐 타이틀이 지니까 비제 어때요? 이렇셨어요 비지? 비지지게? 이거 어때? 예스로 흑당 흑당 아, 왜? 달콤한데 블랙이잖 어, 아니면 어때? 더블랙 더블랙 amor. 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근데 화르는 더 화이트 귀여워. 더 화이트 손. 자, 아, 자, 우리, 가 어, 우리가 화이트로 합시다. 더 화이트. 아, 나 혼자 속상했어. 아니야. 네. 아니면 그러니까 아. 자꾸 챈치를 맞았어. 조금의 리더는 다 영희가 맞아요. 나의 주름 잡고 있잖아요. 음, 리더 이루다 아니었어요. 이제 루다는 이제 저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 그런 모니터나 이런 걸 다 해줄 거예요. 아, 네. 이제 피드백 같은 거 가끔 남길 거예요. 톡방에 아니 도대체 The Black 리더는 루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서? 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통화를 하다가 아. 뭐 이, 어떤 팬분이 리더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아, 그 팬분이 그냥 루다로 무다로 가는 걸로 아 아니야 그게 루다가 그랬는데 루다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루다가또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니 루다가 VM에서 계속 그래? 댓글이 올라오는데 덤블랙 밑에 덤블랙 밑에 이게 계속 올라가 아 그게 어떻게 알아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근데 누구의 조언 같은 걸 듣지 않아서 코나 뮤비에서 먹은 초콜릿 정보 알려달래요 그거 밀트 초코 아니에요? 그거 딸기 초코 아니었어? 밀트 초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네. 사랑하는 뮤비에서 쓴 안경은 본인 어, 어제 나온 뮤직이죠? 어, 나는 명이 약간 정말 밑에까지 티셔 중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되게 약간 멋있고 우리가 뭔가 그런 스토리적인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없 찍은 적이 없어. 맞아, 소정 언니 티셔. 근데 진짜 어제 저희가 그 티저 보고 내면서 오, 어, 오 어, 진짜 오, 와 진짜 나 음. <gasps> 저는 스포 흑백 티저? 네, 흑백 네, 티저가 그거 음. 일단 얼굴에 핫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맞아요. 원래 한 번만 혼집 공해주려 는데 음. 음, 아직 저희 곡도 홍보 못한 상태예요. <laughs> 안무는 어때요라고 하시는데 힘들어요. 스포 진짜 살짝만 해줘라는데 저희 네 명 나와요.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진짜 막 아니에요. 맞아, 맞아 얘기. 얘기를 하자면 나는 보스 유닛이 유닛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음. 생각한 느낌 아니야. 그러면 제 파트에서 진짜 한 동작만 아, 아,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뭔가 아 이거 봐야 돼요. 어. 아. 이거? 아,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건 아니고 이거예요. 하트 하트. 아 하트. 어, 하트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? 어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해 드리지만 저희 이번 주 수요일 6시에 더블랙 이즈로 뭐 데뷔합니다. 네, 오늘 그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내일 모레 때 만납시다. 저희가 신인 치고는 좀 노련해요. 부드러운 우리의 진행이었죠? 네. 네. 네. 네. 우리 네. The White들 또는 아이돌이네. 우리 더화이트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곧 만나요 여러분. 지금까지 우주소녀 더블랙이었습니다.